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뜨개질로 직접 이렇게 토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 근데 제 뜨개질 하는 모습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뜨개질 하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난리 났어요 가보시죠 토끼를 만들기 전에 재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늘, 그리고 실, 그리고 솜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팬분들께 만들어 드리고 난 후 남은 재료들인데요.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이 얼마 없어가지고 다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시작은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20코를 떠야 돼요. 그래서 넉넉 잡아서 실을 한요 정도 잡아줄게요 제가 뜨개질을 처음 해봐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쉽게 따라했습니다 우선 한 요정도 넉넉 잡았으면 실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내리고 코를 잡을 건데 코 잡을 때 안에다가 실을 넣고 반을 넣고 그 다음 반대쪽 실 넣은, 다, 넣은 다음에 그대로 빼세요 하나 둘셋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laughs> 자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은 한 코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짓고 이 상태로 똑같이 19개를 더 만들면 됩니다 이게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빠르게 이제 이 상태로 바로 겉뜨기를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 코 뜰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세게 꽉 조이면은 겉뜨기 할 때 바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처음에 할 때는 풀다를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 나름 노하우를 찾았습니다 겉뜨기를 할 건데 겉뜨기는 이 사이에다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넣어주시고 바늘을 안 쓰는 실 말고 쓰는 실을 넣은 바늘에 한번 돌려주시고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거슬려 원래 잘라야 되는데 지금 가위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모양이 잡혀요 이제 이거를 한 8cm 정도 더 만들어 줄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죠? 갑자기 하나가 쏙 빠진 거 진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잘 잡아야 돼요 뭔가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요? 매듭이 굉장히 이쁘게 잘 돼가고 있어요 그쵸? 실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실이야 여기 지금 구멍이 몇 개 났잖아요 아까 보셨던 거와 같이 제가 놓쳐버려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자 이제 덮어 마무리를 할 건데 덮어 마무리는 실... 아 반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 끝에 있던 실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두 개를 앞으로 보내줍니다 앞으로 보내주고 말 그대로 진짜 덮어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실을 끌어와서 덮어주시기 하면 끝! 이 상태로 계속 반복해주시면 덮어 마무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불이 완성된 헉, 뭐야 여기 왜 풀렸죠? 원래 이런 이불 꼬질꼬질한 이불이 더 귀여우니까요 이럴 수가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형편없지만 토끼 이불 완성 오늘도 정말 고된 스케줄이었다 여러분 국밤 찡긋